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감자 범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감자 범벅이거든요 제가 이미 어, 밀가루 수제비를 넣고 만든 감자 범벅이 있고요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님들이 밀가루가 들어가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구독자님의 힌트로 오늘은 100% 감자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두 군데로 깎아서 나눠 놨는데요 500g 500g씩 그러니까 감자 하나가 그냥 큰 거 아니고 요 100g 정도 하는 작은 사이즈 왕란 계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다섯 개 다섯 개 나눠서 하는데요 옹심이 만들어서 수제비 만들 겁니다 먼저 이렇게 다 썰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옹심이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얇게 썰으시면 갈기가 더 좋습니다 물은 감자가 돌아갈 만큼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물은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물은 다 버리실 거거든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감자를 이렇게 다갈았으면은 오늘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면보를 사용하겠습니다. 주머니 없으신 분이 주머니 사러 가야 된다 하시길래 이런 떡을 찌거나 하는 이런 면보 있죠. 고작이 있으면 어느 거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 밑에는 바구니처럼 이렇게 받쳤거든요. 여기다 부어주겠습니다. 얘를 꼭찍어요 천천히 눌러서 가능하면 꼭 짜주겠습니다. 자, 꼭짜주세요 전분을 이제 가라앉혀야 되니까 요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이대로 두는데 한 20분만 두시면 돼요. 옆에다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고 버리셨다 그러면 전분 가루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꼭 짜서 건더기를 수저로요 이렇게 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전분은 아니에요. 그냥 감자 갈아는 가루 그리고 모아놓으시고요. 콩은 제가 미리 불렸는데요. 이거는 완두콩 말른 거고요. 어느 콩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만약에 팥을 쓰실 경우에는 미리 삶으시고요. 팥은 뜨거운 물에서만 불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불려야 되고요. 다른 콩들은 다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웬만하면 다, 다 불어나거든요. 완두콩 같은 경우는 빨리 불어납니다. 한시간이면다 불어날 정도로. 강낭콩 같이 생겼죠. 이런 어, 강낭콩 같이 생긴 거 뭐든지 좀 굵은 거라서 5시간 불렸고요. 여기다가 감자를 이런 식으로 듬직하게 썰어서 불린 콩을 두 컵을 썼는데요.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 많이 쓰시면 맛있더라고요. 그리는 감자를 다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삶으시면 되는데요. 지난번 제가 삼성당 유수가를 넣었는데 오늘은 설탕을 넣을게요. 자, 설탕을요. 안 넣으셔도 돼요 예전에는 그냥 소금만 넣고 해 드셨거든요 자, 소금은 이런 식으로 자 깎아서 2분의 1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삶아보겠습니다 처음엔 강불이고요 또 끓으면 놔주시면 돼요 감자를 푹 익히는 게 먼저거든요 감자 국물이요 한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어서요 이 물은 버리시면 돼요 또 아까우시면 이것도 끓여서 김치 국물로 또 활용하시면 돼요 긁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거를 아주 꼭 잘 짜신 분들은 이대로 하니까 벌써 음, 다시 뭐 마른 감자 전분가루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전분 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잡쌀가루를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치 담는 용으로 파는 잡쌀가루 있죠. 그거를 한 두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전분은요, 어, 금방 드시기는 참 좋아요. 이게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거든요. 하루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전분은 차갑게 식으면은요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잡쌀가루를 섞었는데요. 전분가루나 잡쌀가루를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더 쫀득하게 드시려면 전분가루를요. 조금 부드럽게 드시려면 잡쌀가루를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섞으신 다음에요. 납작하게 자 이런 식으로 크진 않습니다. 어, 스푼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약한 불에서요 이런 식으로 감자가 이렇게 툭 부서질 정도 또 부서지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나중에 이제 조금 탈수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한 반 컵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 만들어 두었던 감자 수제비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거 감자 수제비 익히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두고요 그 대신 불을 아주 약하게 해줍니다 감자 수제비가 익을 때까지만 조금 놔두겠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에 수제비가 딱 익었는 것처럼 표시가 납니다. 좀 투명해졌거든요. 이 정도 물이 지금 없어졌죠. 그래도 타진 않았거든요. 근데 물은 얼마든지 조금씩 더 넣어서 다시 수분 날리시면 되는데요. 불 끕니다. 감자만 좀 으깨 주겠습니다. 그냥 저런 식으로 감자가 굉장히 아, 박신박신하죠. 식으로 다 됐거든요. 수제비는 이렇게 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으깨주겠습니다. 수제비는 이런 식으로 옆에 좀 넘겨놓고요. 감자만 이런 식으로 으깨주겠습니다. 감자가 대충 으깨지면은요. 어, 여기서 이제 드셔보시고 뭐 간이 부족하면 여기 더 하셔도 되고요. 드셔보시고 간이 맞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 간식으로 드실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지만 그를 거 식사 대용으로 드실 경우에는 김치와 드실 때는 사실은 단 거 안 넣고요. 소금만 약간 간간할 정도로만 넣어서요. 그냥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 돼요. 감자 수제비를 넣은 감자 범벅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자 범벅은 상상하시는 맛이에요. 근데 이 감자 수제비가 진짜 예술입니다.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음. 아, 떡을 먹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물김치랑 김치랑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가 없는 맛있는 감자 범벅입니다. 한입 하실래요?